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맛있는 게 바로바로 바로 치킨입니다. 외국을 나가도 우리나라 치킨보다는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도 치킨을 만들 겁니다. 뭐 딱히 정해진 뭐 이유가 없이 그냥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프라이드 치킨은 바삭한 그 튀김옷 맛에 먹는 거잖아요. 그래서 평범한 후라이드의 그 바삭함보다 제가 특별히 어떤 걸 만들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.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성공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? 손질된 닭, 소금, 후추, 우유, 카레, 물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만든 건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타피오카 전분하고 튀김가루 오늘은 카레 가루가 없어서 이 블럭으로 된 카레를 사용할게요 후추 넣고 소금, 우유 잘 섞어주세요 집에서 치킨을 만들 때는 이것저것 향신료 가루들을 넣는 게 힘들더라고요 향신료도 많이 없고 저는 그래서 치킨 만들 때는 그냥 카레 에딱 한두 스푼 넣으면은 잡내가 다 제거되고 카레 향도 세가지고 그래서 저는 카레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재워둘 건데요 닭 속에 이제 간도 배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30분만 해놓을게요 이제 염지가 끝났습니다. 튀김가루하고 이거는 타피오카 전분인데요. 한푸대를또 시켰습니다. 타피오카 전분이 좀 더바삭하고 그다음에 약간 바삭하면서 쫄깃한 막 그런 식감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나무젓가락을 넣었을 때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예열이 다 된 거예요. 한번 겉에다가 이렇게 싹 이런 식으로 묻혀서 해볼게요. 한 번씩 뒤집어주고 8분 지났으면 건져주고요. 기름은 최대한 탈탈 털어주세요. 이 차는 좀 더 높은 온도에서 튀겨줄게요. 닭다리부터 대박 폭달방 음. 국가 너무 부족고 저번에 제가 치킨 만든 영상에서 제가 치킨을 너무 개리스럽게 먹는데요 근데 원래 다 치킨 앞에는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치킨 앞에서 행동을 느릿느릿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한 마리 분량을 다 혼자 먹었습니다. 튀김옷 속에 들어간 그 찌끔찌끔한 알맹이들 많이 궁금하시죠? 그건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만드는 영상을 올릴 건데요. 그게 새우 과자예요. 제가 직접 만든 새우 과자 반죽이거든요. 한국어 레시피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외국 영상 다 찾아다녀보고 인도네시아 친구한테 막 연락해서 이거 번역 좀 해달라 뭐 이거 레시피가 어떻게 되냐 해서 알아내고 제가 몇번에몇번에몇 번의 연습의 끝에 알아낸 그 과자 를 집에서 직접 만든 레시피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쯤에 영상으로 공개가 될 거고요 과자 때문인지 더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고 씹을 때마다 그 고소한 새우향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치킨 속살이는카리향도 있고 치킨의 부드러움과 막 이게 진짜 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거는 진짜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스를 오늘 안 만든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아주 매콤한 진짜 아주 매콤한 소스가 있었으면은 진짜 너무 딱이었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이거하고 어울릴 만한 소스가 딱 두 개가 생각나는데요 그 소스에 딱 찍어 먹었으면 너무 맛있었을 텐데 오늘은 튀기는 장면이 좀 평소하고 달랐죠 좀 뭔가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약간 그 치킨에 좀 집중이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시도해본 거라서